생일 축 사랑해. 사랑해. <laughs> 소원 다 빌었으면 촛불 끄세요. 하나, 하나 둘, 정우야 아홉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. 네. 사랑해. 네.